딱 10개만 해. 습니 네. 어. 네,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올리온 오브 트레일러 어, 이용수고요 어.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음. 그렇지 하나 툴 훌륭하다. 오 좋다 야. 어. 오 어, 그렇지. 어, 계속 너가 세. 트레이너님. 어, 어. 운동은 이분이 하는데 왜 뭐, 본인 몸을 이렇게 부르르 떨고 계세요? <laughs> 안 되겠네. 너네도 어. 이렇게 만들 수 어. 있다고. 헐 장난 아니야. 수 있다고. 저는 어, 언제쯤 이렇게 되나요? 어? 이 정도 얼마 얼마 정도? 40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. 아. 하자 하자 40년 가자. 가자. 그렇지. 반나. <laughs> 자세 안 좋은 거팔라 이놈 네. 나와봐 내가 내가 네. 보여줄게 네. 네. 한번 보여주세요 아, 네. 안 잡아주셔도 되잖아요 당연하죠. 안잡아도 되잖아요 코치 네. 아래시 한 번만 네. 코치님 한번 보여주세요 안 닿는데? 안 닿는데? 맞춤이 내게 아, 니어서 아, 아, 아, 일단 일단 보여주세요 네. 간다 네. 기대하시죠 저희 선생님입니다 우와 우와 엉덩이 봐 아, 이게 운동이야. 아. 이게 어, 이렇게 내가 팔 한번 보여주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오. 나 아, 유정이 아. 유정이 한번 해봐. 힘의 아, 상징. 우리 힘의 상징. 응. 음, 유정이. 유정이. 하나 둘 셋. 음. 음. <laughs> 그렇지. 이거 이거. 야 이게 진정이. 아. 이게 진정. 아.